됐어? 이 견디는 거 됐어 됐어 주희 노래해 이거 노래해 이제 시시 어. 시작 생일 축 네, 네, 끝났어요. 아우. 잠깐만 사진 좀 찍고. 그래, 그래. <laughs> 이제 이제 셀카냐 인스타냐? 이거 이거. 어 이거 왜 이렇게 작아졌어? pode ir. A gestão.